있어요? 얼굴이 너무 부었네요. 아, 근데 오늘 멤버들이랑 합주를 좀 하기로 해서 제가 다시 서울을 가야 돼요. 아, 제가 그래서 정말 <clears throat> 더 침대에 있고 싶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일 매니저 지금 어디로 가나요? 아? <laughs> 네, 당황하지 마세요. 아, 왜 너가 <laughs> 일일 매니저야? 일일 매니저 아니에요? 어? 매일 매니저지. <laughs> 현재 시각 12시 40분. 지금 저희가 1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이정현 군과 박준언 군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약간 쉬는 시간인데 밖에 비가 주적주적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막걸리에 파주는 안 먹으니까 막걸리만 먹고 싶네 버스 아니라 시끄럽게 하면 안 돼서 조용히 갈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서 마미가 부대찌개 해놨다고 하니까 얼른 먹으러 가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제 취미 아시죠? 제가 항상 얘기했던 자전거 타러 가는 걸 실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제 친구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! 지금 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뷰가 진짜 이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쭉 뻗은 길입니다 여기 달릴 때가 진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냐면 빅뱅의 이후유를 듣고 있는데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이쁘죠 여기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많이 오던데 막 무슨 고민 있거나 아니면 바람 쐬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여기 오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멤버들이랑 합주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자전거도 타고 참 holiday지만 뭔가 특별히 한 건 없었는데요. 저는 이렇게 특별히 뭐 하는 거 없는 holiday를 참 좋아합니다. 가끔은 이런 게 좀 안정감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너무 특별한 날 뭔가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주변에서 행복한 걸 찾아보세요. Thank you.